자 오늘 힘든 하루 더운 날씨에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곡으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방에 앉아 브라질 위스키 한 잔이다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보려 새빨간 립스틱 나름로 모습 우리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요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아픔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안쪽이 비어있는 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장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동 소리 들어버렸네 세상이 나의 청춘의 민간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쪽에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제와 세삼이 나의 시련의 아픔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